perfect. 찍고 있을게. 인조 <laughs> 사랑해. 유형이야? 물 먹었어. 아니야. 아, 먹지 마. 물 먹지 이상한 걸로 배 채우지 마. 아무리 배고프다니. 먹여놓고 먹지 말라니. 어? 근데 이제 뭐하고 있는 걸까? 그냥 그렇게 바다랑 가까운 곳에서 나 머리 겁나 크게 나오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저 영상은 안, 예쁘게 안 나온다